안녕하세요 춘식입니다 오늘 일상 리뷰는요 울산 언양 자초정 벚꽃축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는 곳인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서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벚꽃보다는 먹을 것이 많아서 노점 때문에 많이 오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